다녀오십니까? 방콕까지 가는 제주항공 ถวชายทะเลเยอะแยะ อ๋อใช่ท่าเลยเหรอคะ เออ เราไป แถวๆนั้นเยอะ ใช่ท่าเลย 밥이에요? 밥이야. 찹쌀밥. 닭고기랑 이게 뭐지? 카파야 이모? 카파야? 이건 뭐예요? 남솜이라는 아. 다 먹었어요. 오늘 양을 되게 이거 맛있고 거기다 맛있고 이건 뭐죠 이거? 돼지고기? 돼지고기도 맛있어 돼지고기 구워서 무친 거 그러니까 웬만해서 근데 막 그렇게 입에 안막고 이러진 않아 음. 예쁘다 헉, 저기 앞에 바다가 있어요 되게 더워요 근데 응? 바다 한국 자취 통행으로 바뀌었잖아 차가? 네 아니 사람은 이분 자가용분이고 어. 이 택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엄마 왜? 웃겼어 마사지를 다 받았어요 좀 아팠는데 완전 시원하다 이거 보세요. 수박 의자. 이제 집에 갔다가 바다로 갈 거예요. 어디? 현지게 네?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? 일로 와봐 일로 도마뱀 어디? 여기 여기 도마뱀 도마뱀 아 뭐야 진짜 조그맣네 와 귀엽다 근데 어, 야야 왜? 저기 야옹이 안녕 안녕, 안녕. 고양아 아. 여기 동물 친구 친구들이 많아요 아 <laughs> 수영하러 왔어요 아난왜 이렇게 힘들지 왜? 아니야 찍고 있어 무거워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아, 무거워 집에 벌써 가고 싶다 <laughs> 와 근데 너무 예쁘다 그냥 물안경 안 갈걸? 물안경 소민이나 물안경 물안경? 난 물안경 필요 없을 것 같아 위에 안 벗어? 벗고 갈게 보퍼스렇 정기적으로 쓰는 장에다가 네. 이제 연휴가 기니까 네. 또 새로운 장이 들어왔어. 아 두부래요, 두부. 우와. 우와, 난자치. 네, 남들. 여기다 구워주는 오뎅이요 응. 음. 이게 여기 쌀가루 아, 쌀가루 아. 저 만드는 저런 거 신기하지 어, 않냐? 어, 신기해 네. 두부튀김이랑 닭똥집이랑 뭐 엄청 많아? 뭐 엄청 많이 샀어요 둘레둘레 둘레둘레 아 칭찬했어 이게 태국 지도야 북경시장에 왔어요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서 오늘 안 열었대요 그러니까 네. 이거 50토 하나씩 토마토랑 키위 건과일을 샀어요 귀엽다 봐야 돼. 어떤 거는 그러니까. 생화, 얘는 얘는 생화. 아. 생화 하나 달아달라고 그래. <laughs> 이런 찐빵만도 내가 좋아하거든. 음. 근데 어제 이거 살려고 그랬거든. 어제 거기 시장에서 음. 이거 맛있거든. 야, 이거 오바샤 오바. 하나에? 응. 그거 좀 200원이잖아. 돼지고 이제 휴가 간다고 하는 거야. 밥은 이따 여기서 시켜 먹자. 응. 배달 음식. 응. 먹어 이거. 이거 먹어. 뭐. 먹어. 이 이거는. 지금 햇빛이 네. 너무 음. 뜨거워서 그러니까 사람 논 사람이 없어. 빵 하고 트를 타고 왔는데 아, 마지막에 이렇게 팍 하고 떨겨주는데 바다가 너무 얕아가지고 <laughs> 거의 타박상 입었어요 <laughs> 나 진짜 바닥에 엄마 나 진짜 팍 박았어요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뜨거워 막 우와 새우 몇 마리 되니? 하나 둘셋어 세 마리씩 아 두 마리씩 먹으면 되겠다 여섯 마리 음. 야, 왕성이. 진짜 맛있겠다 머리 써 우와 짱이다 여기는 레몬 맛 얘는 초코 맛 열심히 자르고 얘는 초코 쟤는 모카입니다 음야 같은 화면에서 먹자는 거지 맛있네 <laughs> 맛있어? 음 이거 위에 건 뭐니? 근데 위에 빨간 거 젤리 아니 빨간 거 젤리인 줄 알았는데 젤리였어 젤리 젤리 이게? 딸기잼 음 맛있다. 안녕 여러분.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9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짐을 다 싸고 준비를 했어요. 이제 어, 이, 이모 집을 떠나서 어, 후아인으로 갈 거예요. 진짜 이쁘다. 언니 어, 완전 예쁘다.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네, 상점들이 즐비해 있어요. 어,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오늘 초점이 안 잡히지? 빙글빙글. 우와. 여러분 이제 치킨에 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나서 좀 진이 빠지는 느낌이에요.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. 25, 90이 있잖아, 두 개가. 아! <laughs> 짜잔. 아, 아, this is for you. After 아, you please. <gasps> 와 좋다. 완전 넓어. 마음에 들어. 예쁜데? Thank you.